휘저는군요 재밌겠다 따르면은 또 금방 이거 한 번에 다 먹지만 반 정도 이거는 몇 도야? 40도인가? 40도 음, 너 40도짜리 처음 먹어봐 고량주 그런 거 아니야? 이걸로 먹는 게 낫겠다. 사람요 짠. 일인데 먼저 되면 왜 너도 칠라고? 응. 이 하던 얘기 마저 하자. 어? 얘기는 무슨? 뭐, 이거 하고 만약에 희석시키고 싶으면은 조금 희석시키고 만약에 희석시키고 싶으면 먹어보고 희석시키고 예. 多少来 트롯걸 올레말레 먼저 띄워드리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 올레발레 네, 미스트롯에 나왔던 옷 그대로 입고 한번 와봤어요. 저희 어떻게 예쁜가요? 네. <laughs> 얼짱이 아니라도 좋아요? 고구마 돈가스도 있네 뭐 하시는 거예요? 이거 비벼요 이거 비벼요? 예? 비벼요 예 근데 이거 여기다 넣는 건가? 그러면 눅눅해지지 않나? 눅눅해지지 않아 깨졌어 이거 면에 이렇게 싸먹으라고 나온 것 같아요 육삼냉면 같은 느낌이죠 이것만 따로 먹어봐야겠다 그러시던지 입이나? 어머 면을 좋아하시나봐요 <laughs> 야 이거 면이 되게 많다 뽀동뽀동해졌나? 잘 드셨어요? 둘 중에 하나 살까 하는데 음 뭐가 다르대? 얘는 뭔데 이렇게 삼성전자 C타입 고속 케이블? 정품 같은 건가? 고속? thank you 저희 콘텐츠 코리아랩은요 말 그대로 문화 콘텐츠를 사업화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곳이에요 개그맨 어, 홍윤아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홍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<laughs>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? 망고예요 망고 근데 이렇게 큰 망고가 어디 있어요? <laughs> 이거는 제가 진짜 대만에 가가지고 그냥 카메라 한 대 세워놓고 대만에서 제일 큰 망고 그냥